Kingdom Legend War Episode 2 is out. So, as I should do, here are some of the funny moments from Episode 2, because some of you told me that I should make one every episode. So, here it is. Enjoy. 파이팅 있게 준비하면 되지. 왜? 네. 눈만 한 번씩 닦고 잘하고 있잖아 아 이게 우리가 스웨이 키즈입니다 한번 한번더 들어봐도 될까요? 한번 한번더 들어봐도 될까요? 너무 뭐 하무거 들어가 들어가 너무 뭐 하무거 들어가 들어가 너무 뭐 하무거 들어가 들어가 좀더 니만 에이티즈가 처음? Oh no! 저걸 해줘서 그래 어 아, 그랬구나 알았어 <laughs> 여기서 선배님이야 Stop it! Get some help 블룸블룸을 해서 상큼해 블룸블룸 팝 하면 1등이었어 저는 이번 컨셉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저도요. 게 남자다운 면이 좀 커서 네. 블룸블룸 그냥 저희가 <laughs> 아 너무 <laughs> 신이라 찾을 필요는 없지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올라가는 거야? 와 뭐야 뭐야 아 근데 학년이가 여봐 난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맨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야 우린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할 게 없다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Are you really that mean? 이거 돈 주고 봐야 돼 만원짜리로 오겠냐? 얘네가 만원이 넘는데? 맞아요 분의 4박자에 춤추는 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 4박자 어떤 박자죠? 박자쟁이 형 누구한테 잘해나 엄마 나... 엄마 무슨 곡 할까요? 난이는 네 아들 먹었어 SF나 이런 거 그래 샤미한테 미코토타 얘기해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좋으시네. 그래서 찬이야 우리가 1차 경연 성공을 하고 있는데 어, 어. 이제 어떤 곡을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너가 약간 아이콘이 어떤 곡을 1차 경연 때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어 제가 진짜 비밀인데 어. 스카이캐슬 찍을 때 응. 죽겠다 진짜 많이 들었거든. 죽겠다. 넘김없이 자 그럼 오케이 저희 진짜로 죽을 만큼 힘들었나요? 사실 <laughs> 약간 그 노래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죠? 저는 그 두 노래 나오면 이미 저는 포기할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올 겁3 weeks l 그 세 곡을 할 테니까 진짜 포기하실래요? 진짜 포기하실래요? <laughs> 뭐야? 연이? 뭐야? 넘어간. 아무 말 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래 욕화되고 있어 욕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야이 나 나만 일어났어? 어어 더 어. <laughs> 네. 킹덤 아이폰 1등 대박이야 <laughs> 킹덤 아이폰 1등 우리 대면씨 봤어? 봤지 누가 제 멋있었어? 내마음속에 1등이다 내 마음속에 저자 근 네, 어쨌든 아이콘도 지금부터 나는 조금 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콘의 음악이랑 퍼포먼스나 뭐 이런 게 알려졌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너네들은 진짜 대잘하잖아 야 고마워 우는 타임이야? <laughs> 차가 좀 되게 아, 요거 쏘아 이거 두 번째네 아 넘버 투 순인가요? 순인가요? 가자 가자 파이팅 파이팅 1위를 전설이 되어라 전설이 되어라 아이코 Bitch, where are you going? 아이코 야 우리가 밥 파이팅 하 무슨 곡이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을 했다 꼬리가 많아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어 뭐야?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설마 어? 어? 죽겠다 어. 아나 딱 죽겠다 나올 때 너무 소름 돋았어 I'm dying Help me 한우 형이 내 말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네 내가 죽겠다 아... 추천할걸 야 전력의 보탬이 된거 아니야? 어, 나, 나... 좀더 니만 네 복근 어디 가면 살수 있죠? 와, 저 복근 어디 가면 살 수 있죠? This you? This you? This you? This you? This you? This you? Nice.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난 잘했는데. 잘했어. <laughs> 자,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Whoa, what? Guys, don't be like my friend here who didn't do anything. Not doing anything is part of the problem. 아, 진짜 궁금하다. 만약에 비투비 선배님들 갑자기 댄스 브레이크를 <laughs> 해가지고 You light me up inside. Pretty face with a body like what? 파핀 하시는 거 아니야? You remind me of Suicide Dolls. 조금 좀 깔끔한 편 아닌가? 네. 와, 형 자, 열심히 했나 봐요. 자, 일단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 어,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살았던가? 어, 이거 어, 어, 어, 어, 어, 긴데? 어, 어. 어떡해.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내 머리카락은 아닌데. 어. 일단 내 머리카락은 아닌데. Yes, we know Penny, it's not yours. 네. 띠띠빵빵. 어, 네. 아 예. 띠띠빵. Maybe being here is not a good decision. 편곡을 해서 댐브를 섞는 거야. 예. 그럼 이런 거 어때? 더보이즈나 이제 스트레이키즈나 이트즈나 이제 엄청 막 돌고 하시잖아 한번 돌려? 기억나지? 그 당시 나는 자다 일어나서도 바로 할 수 있었어 오, 어, 오, 어? 오! 다들 어떠시오? 나청시범 가져왔어 진짜로? <laughs> 소리 배우라고 그러지 않아? 我在 taking you hands to the mirror，一直说。不如，不如。